어디가? <laughs> 거기 나올라 그래? 네, 그 사이로 들어가 또 <laughs> 똥꼬발랄 차차 좋을까?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 뭐 이렇게 좋아 아이고 신났어 너 먹을 거 아니야 그 네, 너거 아니야 먹을 거 아니야 이 주라고? 안돼 안돼 안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해보니까 좋은가 보다 좋아해 갔다 와 차차 왜 그래 너동네에 그렇게 좋아? 가자 얘 봐라 차차야 갔다 와 응? Ha ha! 이제 우리 이제 자, 얘 유튜브예요, 유튜브.